어, 오늘 다치지 말고 오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증폭기 서류는 줄였습니다 배터리 충전 다 됐고 자 잠깐만 여러분들 바로 댕댕이 있어요 댕댕이가 있긴 있어요 댕댕이가 있긴 뭐야? 뭐야? 뭐지? 저 뭐야? 근데 뭐야? 자 여러분들 이쪽에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저쪽에서 보이다 저쪽이 저쪽이 지금 여기 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야 지금 잠깐만 자 여러분들 일단 스타트 끊을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여행 29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여기는 건물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건물에 상호가 있어가지고 당신 누구야? 어딨어? 당신 어... 좀 뭐야? 아, 아, 아,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가서 확인해. 뭐야? 어딨어? 아 뭐야 이거?

아.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잠깐. 아 심장 아파 디젤 같다 진짜. 누구세요? 잠깐만요. 아저씨. 어딨어요? 뭐 소리야? 방금 뭐 있었는데 여기에? 뭐야? 방금 여기 뭐 있어? 방금 여기서 본 사람. 어? 뭐야? 아나 진짜 미치겠어 오나 진짜 미쳐버리네 뭔 소리야? 아 장난하지 말라니까요 어? 어? 어디야? 어딨어요? 잘못 들었나? 어디, 어? 어딨어요? 누구? 저 됐다. 뭔 소리야? 아주 지하는 안 가. 지하는 가면 안 돼. 지하는 가면 좋대. 뭐, 다시 와봐. 아니, 와보라고. 어딨어?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가까이 보인다. 사람인가 뭐있다 어? 뭐야 당신? 아이씨 아이씨 나오세요 이번에 저, 저, 저, 저 경찰에 신고하랍니다 나오세요 여기 아이씨 집 아니잖아요 나오라고 나와요 나와 어디 있어요 나와 나오라니까 어디 나와요. 어디 서어요보 이제 나와 나와 나와요. Right, I go. Go. Go. Out. Oh. oh. oh. oh. 아. 아. 아. 아, 손목, 씨발. 아. 아. 아, 손목. 아. 매일 신고하세요. 신고하세요, 지금 신고. 신고하세요. 있어요, 지금. 여기 있어. 빨리 신고하세요. 지혜 신고 하려면 잠깐 알아서 뭐. 여기 며칠이지 지금? 나와 나와 那。 얘들아 저거 사, 방금 사람 손으로 땡긴 거 아니야 풀샷이야 방금 얘들아 이거 이거 사람 아니잖아 방금 봤잖아 풀샷이라니까 아 그만합시다 이제 어? 어? 뭔 소리야? 와! 뭐야 방금? 와! 뭐야 방금? 타고 저 돌았어. 나도 돌아버리겠어 지금. 어 저것이 돌았는. 아니 방금 전 이게 이게 있다가 내가 돌았다니까 이게 돌았다니까 지금.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있었을걸 그러다 이게 돌았어 어? 설마 설마 안... 맞잖아! 네가 맞잖아 방금 어? 맞잖아 아무것도 흠 맞잖아. 뭐가 태여보자요 아, 주인이 보면 난리 쳐야 돼. 다시는 안 올라다, 이렇게. 어차피 신고는. 응? 어? 잠깐만, 뭐야? 뭐야? 잠깐 불, 불, 불빛 뭐야? 잠깐만 잠깐 어? 저 뭐야 방금 불빛 와 이거 뭐, 여러못 봤나 이거?